오늘은 옆으로 누워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알려드릴게요. 먼저 암 오프닝 할게요. 팔을 앞으로 길게 뻗고 하나, 내쉬는 호흡에 몸통을 회전해요. 마시면서 제자리 둘, 시선은 손끝을 끝까지 따라가 주세요. 마시고 원위치 셋, 골반은 따라가지 않게 정면을 향해 있어야 돼요. 마시고요. 넷, 네, 팔은 최대한 멀리 뻗어주세요. 좋아요. 마시고 마지막 다섯, 쭉 길게 뻗고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대로 팔만 뒤로 넘길게요. 하나, 내쉬면서 팔 길게 뒤로. 마시면서 제자리. 둘, 가슴 앞쪽이 스트레칭 되는 거 느끼면서 늘려주시고 마시면서 제자리 셋 수평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사선 위쪽으로 가는 느낌으로 뻗어주세요 잘하셨어요 넷팔 스스로의 무게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쭉 늘려주시고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요. 시원하죠? 클램 동작 할게요. 하나, 조개가 입을 열듯 무릎을 열고요. 둘, 골반은 그대로 정면 유지. 셋, 엉덩이에 힘을 느껴주세요. 마시고 넷, 무릎을 최대한 밖으로 넣어주세요. 다섯 이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섯 허리에도 힘쓰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일곱 끝까지 좀 더 밀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아래쪽 팔을 반대 어깨에 두고 윗팔은 바닥 지지하고요. 하나, 내쉬는 호흡에 몸통 회전하면서 바닥 밀고 마시면서 제자리 둘, 팔 뒤쪽과 등 힘을 느끼면서 밀어주고 마실 때 옆구리부터 내려와요 셋, 다리가 떨어지지 않게 상체만 움직여주세요 넷, 손바닥으로 바닥을 세게 밀어내셔야 돼요 마시고 마지막 다섯 쭉 밀어서 유기 팔꿈치만 접을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원위치 내려오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대로 반대쪽도 제 카운트에 맞춰서 따라 해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오늘도 여블리랑 홈트해요.